봅시다 음.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동심이 있거든요 제 안에 또 다른 빙봉이가 있어요 보는 내가 다 슬퍼요 오, 뭔가 슬픔이의 표정이 슬프지가 않아 이 캐릭터에 희망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예? <laughs>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제이홉입니다 지난번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디즈니 플러스에서 좋아하는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최애 콘텐츠로 뽑았던 작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오늘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인사이드 아웃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럼 어떤 장면과 대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첫 장면입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을 가장 대표해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라일리의 되게 좋은 기억들을 이 다섯 감정의 친구들이 보고 있는 장면인데 친구는 버럭 어, 굉장히 좀 화가 많은 친구예요 굉장히 어, 파이팅 넘치는 친구이기도 하고 뭔가를 다 부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뒷모습은 굉장히 순해 보여요 또 초록초록하니 되게 행복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그와 다르게 까칠한 친구입니다 까칠이 라일리의 예민함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친구이죠 그리고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친구 그리고 되게 밝게 빛나죠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 아웃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 기쁨이 라일리의 기쁨을 담당을 하고 있고 라일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친구이죠 굉장히 인사이드 아웃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굉장히 여기에 파란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슬픔이란 친구입니다 정말 기쁨이와 비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친구죠 기쁨과 슬픔이 또 공존을 하면서 얻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친구가 아닌가 그리고 옆에 얄실하죠? 소심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소심이 굉장히 소심해요 저도 사실 조금 소심한데 이 친구는 얼마나 소심한지 인사이드 아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laughs> 아 다섯 캐릭터 중에 최애 캐릭터 그래도 저의 결과 그런 방향성이 맞는 친구는 기쁨이죠 뭔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와 좀 걸맞는 부분이 아닌가 이 영화가 정말 주는 정말 특별한 점은 이런 감정들을 정말 이 시각화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뚜렷하게 이 보이는 게 저는 너무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캐릭터에 희망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laughs> 네. 자 다음 장면은요 자 봅시다 음. 자 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캐릭터죠 윤봉이가 나옵니다 정말 모두의 마음을 물렸던 캐릭터이자 친구이고 그리고 보면 슬픔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 기쁨이도 있는데 자, 이친구들이 보면은 지금 기억 저장소에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슬픔이가 기쁨이의 기억을 다, 다 슬픔으로 바꾸려다가 막 이거를 막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빙봉이를 마주합니다 사실 이 빙봉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동심이란 거를 정말 자극을 해주는 캐릭터인 것 같고 어, 이런 친구가 사실 라일리가 커가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너무 안타깝고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동심이 있거든요 제 안에 또 다른 빙봉이가 있어요 <laughs> 그 빙봉이는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 자 그럼 다음 거를 한번 봐볼까요? 오 뭔가 슬픔이의 표정이 슬프지가 않아 기쁨이의 표정도 그렇고 같이 무술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느낀 건 그거였겠죠 아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기쁨이도 인식을 했었던 거고 왜냐면 서로 둘이 싸웠잖아요 절대 슬프면 안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슬픔인데 계속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보면 표출을 하고 있고 근데 기쁨인데 그거를 계속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또 존중을 해준 되게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무리 좋은 기억이 있건 사실 그 좋은 기억 뒤에는 항상 되게 고생하고 되게 그런 슬픈 마음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훈과 좋은 감정을 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이 장면입니다 아, 슬픔이가 절정에 치달했습니다, 진짜 보는 내가 다 슬퍼요 그러면서 슬픔은 일생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진정하도록 도와줘 아... 슬픔이는 자기는 도움이 안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상황들을 그냥 접어버리고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기쁨이는 그거를 되게 좀 애타게 쫓아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슬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좀 슬퍼도 해봐야지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게 이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 이 드는 건 나이 먹으면서 <laughs> 슬픈 게 더 기억이 잘 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때는 진짜 슬펐지 이런 게 더 기억에 남고 되게 오래 가고 지난 향수로 되게 기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슬픔이란 감정은 절대 어떠한 사람 인생이든 사실 빠지면 안 될 부분인 거고 절대 어떠한 감정이든 사실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다 필요하고 다 똑같이 공존해야 되고 그래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공감도 되고 좀 안쓰러운 장면 중에 하나이죠 야 진짜 뭔가 순박한 눈 자, 이 멘트를 합니다. 기쁨이가. 걱정하지 마. 내일도 멋진 날로 만들어 줄 테니 약속해. 뭔가 기쁨이의 패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쁨이는 많은 것들을 정말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고 많은 기억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 안에도 기쁨이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떠한 상황이 됐건 항상 그 상황들을 되게 좋게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제 안에도 기쁨이가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 인사이드 아웃을 볼때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정말 큰가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보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고 보시면서 또 어떠한 감정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튼 이 말들은 사실 정말 저에게도 필요한 저만의 기쁨이에게도 듣고 싶은 그런 말들 중 하나네요 되게 멋있는 장면이고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큰 감정이요 사실 어, 솔직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뭐 물론 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은근히 소심이가 저한테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은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 내가 그랬나? 약간 되게 소극적이게 되고 <laughs> 굉장히 소심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소심이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쁨이는 당연히 저의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슬픔도 있고 까칠은 제 도를 넘지 않은 이상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도를 넘는 순간 까칠이는 이제 어마어마한 까칠이가 됩니다 저는 <laughs> 말도 안 되는 까칠이가 되기 때문에 까칠이는 웬만하면 어, 안 나타나려고 많이 조절을 하죠 네. 버럭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버럭을 사실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진짜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되게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최근에 또 아바타가 개봉을 해가지고 아바타 one도 봤었고 저는 사실 최근에 그걸 좀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토이스토리 약간 인사이드 아웃과 조금 비슷한 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 주인공 친구의 그런 장난감들이 거기에서도 웃고 울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연출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지금 다시 보면 또 다르게 어,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한번 다시 한번 봐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호는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 뭔가 다시 1, 2, 3 그리고 4까지 다시 보면서 어릴 적에 저의 동심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장난감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만의 또 우디도 있었고 저만의 뭐 버즈도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죠 지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참 그런 저의 어렸을 적의 장난감들을 사실 다 좀 잃어버렸다는 거 그게 좀 되게 아쉽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상기시킬 겸 토이스토리를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어 진짜요? 오 재밌겠다 오,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보시죠 <laughs> 제가 소개해드린 인사이드 아웃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저의 솔로 다큐멘터리 제이홉 인더 박스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